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화이트 초콜릿 계란이랑 화이트 맥놈은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맛있어요.